씨발 하지 마세요 어, 어. 2019년 9월 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뭐가 이렇게 잠깐만 내 카메라 그런가? 여기 누구 있어요? 깜짝이야 씨 누구예요? 두고 있습니까? 누구 있나요? 누구 있어요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당신 누굽니까? 설마 설마 와! 와! 와! 와! 저거 저거 내가 그때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마이콜 여기는 문 잠겼어 창문 닫혔어 여기서 다,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너. 절대 딴 데 돌리지 마 너 히발라마 너 진짜 오해받았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바로 비쳐 여기 창문 닫혔잖아 잘했어 마이콜 마이콜 잘했어 여긴 창문 닫혔죠 잘했어 잘했어 뭐야 이거? 내가 여기다 어? 찾았다 너 누구냐? 찾 어디야? 나 너지? 당신입니까? 누구야? 당신입니까? 당신입니까? Ha! 광고 부재중 안 떴습니다 여러분들 부재중이 안 떴어요 부재중은 안 떴어요 어 여기 있다 소리 별소리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. 뭐야 이거? 잠깐만 뭐지? 알람이요? 알람 없습니다. 아. 10 잠깐만 18 2018년 7월 15일 됐죠 2018년 7월 15일 최근에 2018년 1 7월 15일 잠깐만 당신 누구 당신입니까? 당신 추석 어저피해서 추석날 되고 연계 수치가 높다고 여러분들 빨리 확인할 거 빨리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빨리요 확인할 거 빨리 빨리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전 안됩니다 말했잖아요 등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껐다 켜주시고 제발시 114 됐죠 통화 기록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이거 희한해요 벨소리 바꾸라고 뭘로 바꿀까요 여러분들? 여러분들 뭘로 바꿔요? 뭘로 바꿀까요? 됐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. 잠깐! 만요 잠깐만요. 여보세요?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 얘기 들어드립니다. 말씀하세요. 말씀하세요. 제가 덤비까지 드리지요. 델스리도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. 아까쯤에 그거에 반응을 했으니까. 델스리도 원래대로 해놓을게요, 여러분들. 뭐야? 뭔데? 뭐야? 아나 진짜 미쳐버리네 뭐 홀렸나 진짜 왜 그러지 나? 지금 제가 댐배도 드리고 뭔가 좀 차근하게 이번에 전화 오면 진짜 받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아까 이 전에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끊기긴 했지만 제가 좀 섣불리 섣불리 좀 제가 좀 두려워서 먼저 부적을 태우긴 했지만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Oh.